밥은 고슬하게, 전복살은 탱글하게. 전복 이렇게 많이 주는 전복밥 보셨나요? 자, 전복 버터구이와 전복밥. 오늘의 전복 환상입니다 대박이죠? 자, 가성비 미니 전복으로 면역력 업되는 힘나는 밥상 시작해 봅니다. 전복 요리의 8알은 전복 손질인데요. 요 숟가락 하나로 일단 전복을 긁어서 때를 깨끗하게 해준 후에 양옆으로 숟가락을 밀어놓고 음. 돌려서 쏙 따주세요. 칫솔보다 숟가락이 더 잘 돼요. 자, 업무타임 한 번 더 해볼게요. 숟가락으로 때를 박박 긁어내고 흐르는 물에 잘 씻은 후에 양옆으로 동그랗게 숟가락을 밀어 넣어서 쏙 따는 게 비법입니다. 자 2단계 전복 손질을 시작할 건데요 전복 뒤에 요 까만 내장을 제거해서 따로 분리를 해주세요 내장은 절대로 버리면 안되고 따로 모아주세요 영양 덩어리입니다 자 그리고 고난이도 전복 잎, 이빨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전복을 보면 그 더듬이처럼 긴 게 나와 있는 곳을 잘 보시면 빨간 이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 자, 네. 칼로 쏙 도려내면 자, 볼록 나온 곳에서 무시무시한 이가 나옵니다. 이빨 너무 신기하죠? 자, 내장과 이를 뺀 전복을 전복밥에 넣을 수 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내장 빼고 이 빼내고 전복 살은 전복밥에 넣을 크기로 잘라주는 것. 여러분 전복 내장 절대로 버리지 말고요. 잘 모아두세요. 다 쓸 겁니다. 자, 쌀 위에 깨끗하게 헹군 전복살을 수북하게 올려주세요. 전복밥에 전복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지 못 봤거든요. 자, 전복밥은 압력 밥솥에 맡겨주세요. 10분이면 금방 맛있는 전복밥이 압력솥에 뚝딱 될 겁니다. 자, 그동안 전복밥에 비벼 먹을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대파나 쪽파를 잘 잘라서 양조간장을 10 큰 스푼 10숟가락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는 2스푼, 매실 액기스는 5스푼 자 음. 취향에 따라서 단맛과 고춧가루는 조절하시고요 참기름은 3스푼입니다 자 깨소금을 마지막으로 뿌리면 딱 보기만 해도 양념장 꿀맛이겠죠 색깔만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남은 전복으로 저는 전복 버터구이를 할 건데요 같은 방법으로 까만 내장은 분리하고 입을 정리를 똑같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전복 살에 볶았을 때 좀 예쁘게 보이도록 가로 세로 격자로 꽃 칼집을 넣어줍니다 자 빠르게 다시 볼게요 입 떼고 내장 떼고 그 다음 전복 살에 칼집을 넣는 거 자, 쪽파나 대파를 집에 있는 걸로 길쭉하게 잘라주시고요. 뭐 칼질은 여러분의 실력대로 해주세요. 자, 잘 달군 팬에 버터를 한 스푼 녹인 후에 다진 마늘을 반 스푼 넣어서 두 개를 잘 섞이도록 잘 녹여줍니다. 아까 잘라놨던 파를 살짝 향이 나도록 먼저 볶아준 뒤에 깨끗하게 헹군 통전복을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자, 일단 벌써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버터 맛, 전복 맛 난리 나죠. 자, 달달 볶다가 이제 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맛소금 톡톡톡톡톡 5번, 물소스는 0.5 티스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양념이 잘 배이도록 한 번 더 볶아주시고 자, 짜지 않게 양념을 살짝만 해서 손질은 어렵지만 요리는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장 마지막에 꼭 볶아주세요. 양념 없이 너무 맛있는 영양가 덩어리입니다. 유후! 아, 행실한 전복이 가득한 전복밥 완성입니다. 자, 사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복살 저렇게 많지 않거든요. 밥냄새 너무 맛있고요. 자, 전복 버터구이는 내장은 밑에 깔고 그 위에 볶은 전복을 올려서 데코했어요. 자, 소중한 사람한테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한상 아닌가요? 저 작은 전복 40에서 50미 되는 거 14,900원에 티땡에서 구매했거든요. 자, 아주 전복이 비싸다고 알고 있을 텐데 자, 작은 전복으로 손질만 공을 들였더니 근사한 전복 한 상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정말 강추하는 건강 밥상이고요. 봄에 면역력 떨어질 때 정말 소중한 가족, 소중한 부모님, 소중한 친구에게 초대해서 대접하기 좋은 전복 한 상입니다. 자, 전복 요리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마리콕 보고 모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